자 이건 일반적인 카레 조리법하고는 좀 다른 규. 자 이제 오랜만에 폼 좀 잡겠다고 웍을 준비했슈. 자 중불에서 감자 먼저 볶다가 당근도 넣고 다음으로 스팸도 넣어요. 볶다가 양파를 마지막에 넣는겨. 카라멜라이징 할 거 아니니까 마지막에 넣는겨. 왜냐 이 두부하고 김치가 맛을 낼 거니까. 믹서기에 두부하고 김치를 넣을 건디 두부는 썼던 거라 그냥 넣는디 50g이 제일 좋고 김치는 잎사귀 하나가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 그 카레 가루를 다섯 숟갈에서 여섯 숟갈 넣고 믹서기로 갈아주면 되겠죠 뭐 개뿔 이거 별거 없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한 1분 정도 약불에서 졸여줘요